이거 제가 부른 노래 맞아요? 하나도 <laughs> 기억이 없는데 사랑 그까고 탑이 되는 없지?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완입니다 여기는 마리끌레르 5월호 촬영 현장이고요 질문 주세요 동명과 가왕이 출연할 당시 2라운드에 부른 노래 제목은? 2라운드에 어? 제 노래를 했나? 잠깐만 거미 선배님의 미안해요 땡!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 아. 윤미래 선배님의 굿바이 d 드니 e Sadness h 처음으로 참여한 단독 OST 곡 제목과 드라마 이름은? 어, 일단은 첫 번째 드라마 제목은 리플레이고요 아니에요? 아니 에요 <laughs> 잠깐만! 힌트도 없죠? 힌트 구미호년의 마이 데스틴 아이들의 첫, 아이들이 첫 1위를 한 날짜와 고기 네? 날짜요? 날짜를 진짜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일단은 라타타 저희가 데뷔를 5월 10 22일? 땡! 아! <laughs> 어떡해 <gasps> 너무 아까운데 어, 미연이 면을 좋아하는 이유 알렸었는 네, 어 이거는 알죠 이름이 미연이라서 미연의 별명은? 별명? 저요? 조디비? 어 맞아요? 미연과 우기의 제주 브이로그 중에서 겟레디를 촬영하는 먹었던 음식은? 삼겹살, 오겹살, 흑돼지 이랑 한라산 또 있어요? 쌈? <laughs> 고기 먹고 뭐 먹었지? 아 냉면 아이고 사랑 그갖고 답이 되는 없지? 아... 아 우기랑 뭐가 맞네요 제가? 잘못된 만남 올해 6월 초 인스타 스토리로 슈아에게 사과한 적이 있는데 왜였습니까? 제가... 슈아한테 제가 사과를 했다고요? 아 뭔가 알 것 같아 잠깐만 아왔다왔다왔다왔다왔다왔다 지금 생각났어요 시화가 과자를 안 먹었는데 제가 먹었다고 의심을 해가지고 시화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 유기와 시화가 미연을 놀리며 따라했던 이플레이속대사는야 공찬형 우리 내일도 볼래? 미연이 2021년 7월 9일 브이앱에서 부른 노래가 아닌 것을 벌써 1년? 김일의 마원 내 여자라니까 총 맞은 것처럼 눈코입 코 이거 제가 부른 노래 맞아요? 하나도 기억이 없는데 아니 안 부른 노래 아안 아, 부른 노래 1번 내 여자라니까 <laughs> 아니 저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살아가나 봐요 아무 <laughs> 기억이 없어 1년 4월 3일 인기가요 과거 착장 무대를 한 미연이 보고 수아가 버블로 보인 반응은? 존경해! 존경해! <laughs> 처음 들어봤어요, 그 말을. 그래서 잊지 못합니다. 톰보이에서 네. 이혼의 첫 파트는 몇 초에 시작할까요? 문제, 이런, 이런 문제 맞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대박! 1분! 2분 15초! 아, 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다 틀린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오늘로써 이제 저에 대해서 좀 더 기억하고 생각해주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 어머! 이걸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늘 의상이랑 너무 깔맞춤. 어, 마리끌레 로어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미안이었습니다 존재가 프린세스 어쩌면 범죄 넘치는 블랙 맘의 관통해 감사합니다 아, 안녕